아. 진짜 말을 잃었다 잠깐만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봤어 방금? 와우 야 머리 봐 머리 봐 머리 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저걸 왜 저래 인상을 써? 그만 보자 잠깐 숨이 막혀 잠깐만 오, 오. 우리 이거 할 때 사실 아 진짜 나이가 저 때만 해도 저거 나이가 몇 개인데 저희가 이거 합니까? 막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나이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땐 어린 나이였어 어 나야 나나 다 나. 나안 늙었지? 나 저 때랑 똑같지? 나 저 때랑 별 차이 없지? 지금이 더 예뻐요? 내가 성소미가 오른 것 같아 아 지금이 더 어린 느낌이야? 회춘했다고? 원래 한 번에 좀 약간 많이 늙으면 이렇게 오래 가는 법이야 뭐 연기해 어, 오그라들어 와 90명 여러분 90명 이, 이 리액션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90, 90명 아, 이런 거 하면 나가겠지? 미안해 우와 93명 대박 쩔어